위얼 위얼 안녕하세요 위얼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리끌레르 어바웃미 시작하겠습니다 와 타도 아이가데 10월 5일인가? 1년 365 플러스 10... 3... <laughs> 그 세면 알아 근데? 음. 485일 486일 488! 8일 488일 우리 곧 500일이네 그러네요 12일 후에 500일입니다 데뷔 후 위아이 멤버들이 선보였던 헤어 컬러가 아닌 것은? 초록! 대야 대야 초록! 초록! 대야 대야 초록! 아 갈갈보 하자 그래 갈갈보 하자 갈갈보 에이 초록! 가위 가위만 나오라고 아, 가위 아, 가위 아, 사람만 나오라고 7번 초록 7번 초록 맞 멤버들 나이를 모두 더하면? 아유 난 못하겠다 산수 <laughs> 석화 준석 100 144! 144! 야 100은 아, 무조건 야 100은 무조건 넘지 6명인데 아 그렇네? 어 나봐 100은 센거 아니야? 아. 소엘라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소품이 아닌 것 동아! 내야 내야 풍선 몇 번이요? 어? 오, 5번? 풍선 나오지 않나? 언제? 풍선 카트 끌면서 풍선 나오지 않나? 아니야? 풍선 안 어. 나오고 안 나오긴 해 어, Bye Bye Bye 가사 중 Bye는 총 몇 번나고 대현! <laughs> 이걸, 이걸, 이걸 못 맞춘다고? 이거 못 맞추면은 어, 어떡할 거야? Bye Bye Bye 그치 30번 이하 이하는 뭐야? 40번 이하 대현! 44번 오? 그러면 트와일라이트에 라몇 번 나와? 오! 이렇게 했어요. 이한 마리클레르에서 제가 참여한 곡은? 주동 자, 2번 도화선, 3번 이걸 맞춘다고? 이걸 맞춘다고? 가위바위바였나? 석화! 16번째 2번 도화선, 3번 보아님도 5번 16번째 그렇지 아. 딩동댕 나 일부러 놀리려고 안 맞췄어 이거 왜안 맞춰? 맞추는 그래 맞추는 건데. 건데, 이거 야 어떻게 리더 형걸 모르냐 그래. 죄송합니다 너 말을 해! 일어났으면 싸우고 있는 <laughs> 우린 평화주의자야 대현 어? 24시간 V앱 아 아니야 볶음 만들기 아니요 근데 확실하게 말할게 나 이거 못 이뤘어 나랑 같이 했던 거 아니야? 어, 그래. 네. 일본 만화 영화 자막 없이 보기 맞아요 아 그러면 일본 한 보여주시죠 그러면 얼마나 했는지 어제도 그 지금 우리 학교는 보고 있더라고 <laughs> 중인 버블 트러블에 등장한 곡이 아닌 것 태연 3번 레이니 이 아니라 석화 석화 형 방송 봤어 안 봤어? 와 아무도 안 봤어 아이비 선배님의 여기서 났다 야 아무도 안 봤어? 잠시만 타임 타임! 아무도 안 봤어? 동아 구독을 해야 되잖아 3번 비 선배님의 레이마 아니야 석화 석화 2번 다비치 선배님의 시간 없잖아 맞습니다 아 최초 공개되었던 1월 13일 M카운트 다운에서 입은 의상 준서! 준서! 준서! 검은 시스루 아니 아니야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걸로 맞추면 돼 정확히 표기된 걸로? 양파망! 대한 all검 망사 렌즈, 렌즈 gray 야 아. 오, 그 바지를 맞춰야 되고 렌즈도 그 맞춘 거 같아 신발도 있어야 되고 그치. 그렇지. 맨발로 추진 않았잖아 그치. 석파가 마라탕을 먹으러 찾아간 식당에서 고른 재료가 아닌 것 용아 2번 청경채 1번 대현 야안 먹잖 1번 고기 대현 1번 다시마 4번 건두부 준서 어, 준서 5번 어, 어, 옥수수면 여기서 안 넣은 게 있어? 그러니까 안 넣은 게 있어 준서 4번 느타리 버섯 맞습니다 아 느타리였구나 그래 팽버를 넣어 팽버를 넣었지 팽버 파리버섯은 없어? 파리한테 한번 용화가 준서에게 형들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해? 라고 물었을 때 준서의 대답은? 정답 아무도 안 좋아해 형 빼고 다요 형이 뭔데 그런 질문을 해요? <laughs> 다 좋은데 형이 꼴등이에요 정답 다 너가 빼고 다 너가 평소에 그러잖아 카메라 있을 땐 다 좋아한다고 <laughs>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멤버가 어떤 포즈를 취했는지 동환 준석 요한이 형 맨날 이렇게 찍 대현, 대현이 형 아니 아니 네, 정답 대현이 형 나를 왜 맞죠? 아왜다날 맞추냐고 정답 용화 용화 약간 입술 정답 용화 정답 용화 어. 정답 준석 어. 맞아요 그거 맞아? 석발 씨랑 요한 씨가 세 개 맞췄어 어, 요한이도 많이 맞췄네 준서 동환 대현 두개 어 용화 그럼 이거는 아. 꼴등이 벌칙을 받는 걸로 하죠. 벌칙 합시다, 벌칙. 아, 마리끌레르로 도행시 아,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마! 마리끌레르! 리! 리라는 거. <laughs> 어, 마리끌레르 3호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위아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사드릴까요? 예. 지금까지 둘, 셋! 위아이 안녕! 마리끌레르 구독, 좋아요